올라가야 돼요? good too. Ooh. Oh. 그래도 괜찮네 야영 취사 금지 아하 소재 쪽에 가봐야죠 이제 소재 어디 간다고? 소재 소재? 예저 북쪽에 아 북쪽 그 몽돌? 어 그건 따로인데? 어디 얘기하는 소재 거기 전에 전에는 화장실 없어 가는 길인데 한번 보고 가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잠그지만 않았으면 오예 어, 됐어 됐어 됐어 화장실도 있네 진짜 어, 뭐야 저기 가서 구경이나 하고 올까? 응 비교는 해야지 가서 보고 어디가 더 좋은지 거기서 판단하자고요 아니 중국이잖아 내가 본 데가 여기구나 텐트 및 출사 금지 있는 저기는 아 여기다? 네 써있잖아 음. 네. 아, 지금 일하, 러간 사람들 밥 먹으러 왔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조용하구나 그럼 여기 안 되지 네. 네.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왜 일을 안 하지 중단된 거 그래서 사람이 없구나 <laughs> 사람 있었으면은 그런 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없다가 있으니까 음. 우 신경 쓰이는 우리가 거야. 이제 저기 저기 예, 신경 쓰이는 거 이제 주인 행세 하는 거잖아요. 갑자그 선수포는 거기는 사람 있다라는 걸 전제를 두니까 큰 의미가 없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거리를 더 쓰면은 신경을 더 쓰는데 바로, 바로 옆에다가 옆에 경계가 무너지면 또막 예. 되게 살갑게 다가오고 그러는데 또 삐지면은 또 잘 삐져요. 어 그런 게 있어. 어. 잘 삐져. 되게 잘 삐져. 잘 삐지면 와 그게 되돌릴 수 없더라고. 근데 그 <laughs> 지들끼리도 그래. 그 성격이 잘 삐져 잘 네. 삐지고 잘 삐져가지고 아 술 먹다가도 삐져가지고 그 그거 풀어주느라고 아 진짜 짜증나는 성격이 진짜 진짜 별로다 고기가. 환경처럼 어떤 거. 가 음.